난 그냥 컴퓨터만 했는데 이거 주는 거 있지? 이거 썸이네 썸 맞지? 썸이지 썸! 나는 오늘부터 조택입니다 예쁨은 up, 크기는 down. ZOTAC 미니 PC 이거 예뻐요